아, 내려와봐. 그거 싫어 표정 어떡해 완전 우울해 우리 먼저 탈래 코코? 밖으로 나갈라고 어그 어 어그자 어그자 어그자 아주 꿀잠 자겄다 꿀잠 자겄어 알았지 잘했어 어때 재밌지 코코야 재밌지 아우 잘했어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옳지 옳지 그냥 혼자 있기 싫은가 보네 아빠 믿고 물 봐. 뒤에 몽몽이 온다 거거야 망망망망 네. 뒤에서 몰래 냄새 맡는데 여보 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거 뭐. 아 내가 죽을 <laughs> 이뻐. 응? 여기까지 와. 와. 와. 와라잘 나오네. 오. 오 그래 그렇게 해 <laughs> 앞으로는 <laughs> 오 공백할까봐 뭐 이제 해또 <laughs> 원망스럽게 쳐다보기는 야 여기는 왜 이렇게, 이렇게 내려가냐 오 개꿀이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 개구리야? 응 개구리 헤엄치잖아 지금 꼬리보에서 이젠 뭐해 야, 너 떨어지는 거 아니지? 나저러나혹 떨어질까봐 무섭다. 겉뒤져가지고 떨어질까봐. 붕덩만 들 이제 으아! 코코 일로와! 코코야 일로와! 일로와! 우리도 갈 거야. 집에 가자 집에